불닭볶음면 먹을까 자글자글 구운 대장을 올려서 입안 가득 톡 터지는 고소한 기름 맛이 끝내주지 그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대창 먼저 <laughs> 와 맛있네 야 저는 막창이 좋더라고요.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. 짠! 아, 만족감 장난 아니고 불닭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 게 느끼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박 곱창은 아까 이렇게 한 줄로 길게 먹으니까 만족감이랑 이런 건 좋은데 그래도 먹을 때는 잘라 먹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서 잘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! 아, 아, 잘 먹었습니다.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대창은 두세 입 정도 맛있고 그 다음부터는 좀 느끼한데 불닭이랑 먹으니까 계속 들어가. 아, 와, 그래서 불닭이랑 대창 조합 진짜 괜찮은 것 같고 곱창도 맛있고 막창도 맛있고 다 맛있었다 아, 그리고 주황색에 주황색으로 써져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뭐라고 써져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 여기 써있는 대로 한번 <laughs>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안녕